안녕 우정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바로 바로 짜 이거 내가 썼네요 아좀 읍섭해나? 아주 아주 작은 걸로 네, 이거 먹게요 이거를 저희 헬스 선생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아, 네. 제으로 머리 묶어줄 임다영 구함 우정이 선물해준 건데 이게 이렇게 쨍쨍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쨍쨍해가지고 언니 이게 땡겨보세요 <laughs> 땡겨보세요 이거 봐요 이만큼이나 늘어난다요 여기에 솔직히 말하면 어머 여기 머리통도 이렇게 안 돼 왜 머리통 안 되냐 나 머리 조그만한데 아 비주얼 비주얼 생각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바로 이마트에 가서 제가 바로 엠마트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거기서도 물론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요 엠마트로 놀러 갔냐 이렇게 갔어요 진짜 맛있는 낫또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피땡땡이라고 뭔지 아시죠? 피땡땡 그거를 꼭 먹어 제가 근데 거기서 그거 자꾸 숨 너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면 그 이모랑 친해져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힘들게 항상 갈 때마다 사재기 어, 이런 걸 써도 돼? 대량 구매, 대량 구매라는 단어가 있었죠. 제가 너무 무식했네요. 또 엠마트에 진짜 맛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나 이거 진짜 얘기 안 해주려고 했거든? 나 이거 진짜 왜냐면 나만 뭐 먹고 싶어 그리고 요즘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박혜리 할머니의 구운김이랑 매운맛김 아 브랜드만 알까? 아니 단모시김? 그러니까, 내일부터 품절해서 저 이거 진짜 용납 못해요 여러분 박대진 어머님 맛없어요 사지 마세요 아 진짜 사지마! 아 나 진짜 사지마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사지마요 나 지금도 엠마트 가가지고 줄 서있어 그거 가면은 거기 직원분이 직접 구워주세요 나 그 뒤에 서슬러서 기다리잖아 고비하기 금발하고 제 김 언제 나오죠? 네 번째 정도 됐을 때 내 김이 나와 이렇게 가 어, 금발 학생 또 왔네요 네 어머니 좋았어요 <laughs> 선글라스 싹 내려 그 어머님은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님이랑 제가 또 관계가 되게 깊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한참 시식이 있을 때는요 그 어머님 은서 언니한테 영업하셨는데 그때 은서 언니 제대로 영업당해가지고 이모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꼬셨냐면 학생! 나 부르는 건 금발이 나왔다 갔는데 어머님이 김을 있잖아 진짜 방금 손바닥만하게 잘라놓으시면 진짜 밥을 밑다만큼 무슨 머슴밥처럼 이만큼 주셔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봐 아쌤 아 아 해봐봐 안돼 아, 네. 아, 내가 브이앱 제목을 우정 우리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어떤 우정분께서 우정 우리 같이 사자 다음은 너 주변에 맛집 소개해줘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진짜 맛집 소개하는 건 진짜 해드릴게요 아 이거 아무한테안 소개해주는 거 같아 이렇게 제주 인다영 말대동여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 하나 알줄게 아 나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네 나 가끔 제소리를 왔다가 아나 그선 끼고 가야 되지 밥집 앞으로 빨리 메모해 메모 메모 지금 빨리 지금 얘기하고 나또 안 얘기해준다 언니 오늘 이거 다시 보기 올리지 마세요 오늘 또더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죄송해요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맛있는 어, 어, 저 머리가 좀아파나 아, 진짜 꿀템도 알려줄 거 있잖아 언니 저 제 가방에 아나 이거 무조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차 같은 데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뒷목에 놓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이 사람은요. 언니 목좀 출연시켜도 되나?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 아, 나 진짜 안 보여줄라 보여줘안 보이죠? 아, 안 보여. 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등이 되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약간 좀, 나 이거 보여줘야 돼. 그래서 게 이거를. 아, 안 보여. 이걸 어떻게 아,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세. 아 오케이 내가 진짜 제대로 설명해줄게 진짜 이거는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아 여기 아니에요